자, 자 키만 알고 가겠습니다. 뭐 발이 위에 있는데? 뭐야? 되게 뭐가 흘러나는데 뭔가 씻소가 없네요. 어호, 오, 오, 씻어, 씻어, 씻어, 씻어, 씻어, 씻어, 씻어. 이건 제가 봤을 때 반칙이에요. 네. 이건 제가 봤을 때 반칙이에요. 저를 이길 자가 나 보네. 반칙이에요. 이거 내가 키가 아니어서 그렇지. 그냥 아, 네. 키 이거 그냥 망 누르는 것 같은데? 맞아요. 네. 자 nice 준비됐습니까? 아 준비됐죠? 지금 준비됐어요? 아 저를 좀 이겨주세요 네. 저는 너무 질렸어요 이 게임에 자꾸 이기는 게임에 질렸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잠깐 잠깐 나 이게 아이 <laughs> 이게 손 아아 아. 형 뭐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좀나 적응이 안돼 형 그냥 버텨 시간 어, 버텨 버텨 아, <laughs> 아니 이게 어려워 맞아 너꺼는 원래 걸로 하지 아니? 아니야 얘도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나도 키가 적응이 안 되거든. 이게 손손 밟아요. 어, 그치.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. 핸드키 할때 엄청 세서. 다시 다시 다시. 나, 네, 저 아니 저저저 아, 아, 우리 다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졌어요. 우리 다 이렇게 졌어요.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 정국진들이 이겨라. 아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하겠는데요 이거? 오오 기선제압 기선제압. 어 이러면 안 되죠. 제발 제발 이기고 싶어. 아하 네. 아. 아 결과이죠 아. 아, 네, 역시 자 아. 키에 적응하는 순간 형이 동생 때리 있습니까?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, 역시 키에 적응되는 순간 별거 아니네요 졌다